becerah 거짓말뿐인 사랑 모든 게 base만 faker 우리 다 맹세했잖아 난 걸었지 finger 해결할 수 없어 너라는 존재는 깊어 받았던 상처는 아무지 않아 much deeper 네가 남긴 건 상처까지 아름다워 아무렇지 않은 넌 끝까지 다 너다워 장마도 아닌데 너라는 비가 내려 계절이 바뀌어도 내 맘은 마르지가 않아 Fix my fake car 잔인하게 또 기대감도 전부 보장된 기억 속에 네가 만들어낸 such a beautiful